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? 글쎄요 우리도 아직 <laughs> 먼 길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뭐야? 뭐예요? 이거 편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편지? 읽어보라고? 아유 우리 손주 같아 아유. 이거 왜요? 어린이날 뭐 하는 거지? 곧 어린이날입니다 이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아, 아, 아. 너희들의 날이니까 평소에도 뭐 자주 놀겠지만 그날만큼은 더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야 누군가한테 너는 진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<laughs> 건강하게 아, 자라렴 나 이대로만 크면 될것 같은데? 건강하게 멋있게 자랄 거예요 맑게 자라 아? 네 음. 저는 멋진 사람이요. 멋진 사람? 네.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? 경찰 아니면 그냥 봉사할 때 환경 이해하 공부 열심히 하고 성능력, 네. 체력도 좋아요. 맛있는 거 많이 먹고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람 되세요. 네, 이거 선물이에요. 너무 어, 언니 고백하는 거다. 네, 이거 선물이에요. 아니야 <laughs> 다른 할머니 갖다 드려 어떡해요 음, 그날만큼 너희들 나니까 막 많이 먹고 장난감 많이 사달래 아빠랑도 있으면 좋을 텐데 잘가 재밌게 놀아 <laughs>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? 글쎄요 우리도 아직 <laughs> 먼 길이야 멋진 어른이 어떤 건지 우리도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데 생각하는 이상형을 지켜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건 되게 좋은 것같아 목표 잃지 말고 네. 멋진 사람 됐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